Oh. 어? 어, 어, 구멍 났다. 지금까지 이런 치킨은 없었다. 이것은 치킨인가 고기인가. 집에서 후라이판으로만 튀긴 맛있는 밥술표 치킨. 둘이 먹다 셋이 다 죽어버려도. 밥술이는 계속 치킨을 먹겠지. <laughs>